자, 이건 우리 회원 중에 한 명인데 김광희 선생님 100년 넘은 배, 를 아직도 엄청난 수확을 합니다. 또 이분은 또 포도 한 송이 한 나무에 4,500송이. 이분들이 보면 다 기비를 쓰는 방법이 자연과 거의 비슷해요. 자, 따라하 자연은 기비를 스스로 작업한다. 자, 자 자연의 농업 작 있어 없어? 자연의 농업에는 윤작이 없단 말이에요. 지금 전 세계 모든 농학자들이 철칙으 삼고 윤작이 없잖아. 대신 뭐합니까? 자기 몸뚱이를 철저하게 다시 토양에 넣는다. 그래서 자담농법에는 윤작이 없어요. 토마토 심은데 토마토만 뭐 토마토가 잘 있는 거예요. 고추 심으면 되면 고추만 심어야 돼. 대신 어떻게 하라고? 병이 왔던 뭐였든 잔사를 100% 다시 넣어라. 그걸 쌓이고 쌓이다 보면 뭐야? 이 토양의 영양의 밸런스가 점점 가면 갈수록 고추에 최적화된다.